조유가 완료되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SP 셀프 조유소인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. 캠핑 갈 거야?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.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. 얼른 와 강이 주차해야 돼 일로 와 또뭐 치고 다녔어? 저거 내가 가볼까 막 뛰는 거 같고 야, 웃긴 놈. 나 텐트만 치고 가자. 자고 가라. 일로와 이렇게 일선을 앞자서 이렇게 아, 여따 누가 오줌 싸래? 가자 산책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, 산책 가자 야 일로 와봐 형 일로 와봐 나 버스 타봐 너 얼굴 봐봐 따로 방이 너가 잘못한 건 알아? 어? 오늘 한 말도 안 하네 오늘은? 아니, 들어가지 말래 올라와 진짜 못살아 못살아 야 일로와 나안 잡아 몇 번째야 강의 아이고 아이고 죽겠네 아니 이렇게 높을 줄 몰랐지 넌 안 힘들어? <laughs> 강이 일로 와봐 <laughs>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얼른 와봐 일로 와 일로와 너눈나 봐봐 와 멋있네 <laughs> 좀 악세사리 같다 하나 지디 같다 지디 응? 어? <laughs> 강희 지디 같다 이야 가져오길 잘했다 그지? 안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음진득이요 강이 잘했어 우리 강이 재밌게 놀았어 우고 잘했네 너도 힘들지? 응 아, 오르막길 다녀서 너도 힘들지? 계속 울어. 무서워 죽겠어. 이게 화롯대가 뒤틀려가지고 뭔가 세판테기가 꽉 안 맞아요. <gasps> 어머 탄다 탄다 어머 대박 어떡해. 올려야겠다. 오 맛있어. 음. 아 너무 맛있는데? 괜찮은데 밤 되니까 대충 돼? 도못 먹은 거 가지고 왔거든요. 이것만 굽고 어, 차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쥐포 구우면서 불멍하고 있었네. <laughs> 아예 숲속에 혼자 있으니까 조금 무섭긴 하네요. 강이 콩고구마 하고 있지롱 고구마 뭐 줄게 어 고구마 뭐 보는 거야? 고구마 <laughs> 뭐 줄게 보이시나요 냄새? 아, 네. 약간 다른 냄새가 나긴 해 안녕 일로 와봐 쟤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네? 고구마인지 알아? 오이거 똑똑해라 이거 강이 거야? 어, 일라 일라 물 먹고 왔어? <laughs> 강이 거야? 너 쉬야 했어? 쉬야 웃다 했어? 오 오늘은 엄청 잘될 것 같은데 가보자 까줄게 가자 우와 맛있어 겁나 맛있어 이거? 식어야 돼. 식어야 먹을 수 있어, 한개 몇 시냐? 와서 떨고 있니? 먹고 싶어? 강이하나 나 하나 먹장 저번에 친구들 왔을 땐 망했는데 오늘 오늘은 또 잘 됐네요 지금 고구마를 앞좌석에 놨는데 주라가 쫄르고 있어요 고구마 먹고 싶어? 어떻게 먹고 싶어서 기다려 누나 바빠 지금 울어도 소용없다 야나 지금 바빠 줄 거야 기다려 맛있어? 뭐 이렇게 생겼냐? <laughs> 응? 어디서 봐도 이 똥구멍밖에 안 보인다.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예약하면서 A 사이트가 어, 거의 산 꼭대기 쪽에 혼자 동떨어져 있는데 거기 저밖에 예약을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무서울 것 같다 싶어서 우선 도킹 텐트는 연결하고 트렁크 문은 닫고 차문을 잠그고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막상 닫으니까 너무 좋은데요? 처음 그 열려있을 때보다 뭔가 더 안락하고 뭐지? 뭔가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한 기분? 지금 강의는 꿀잠을 자고 계십니다. 거기 있으셨고요? 왜 거기 있었죠? 좋다고요. 아, 네. 진짜 괜찮다. 앉아서 조용하고, 조용하고. 진짜 좋네. 강아 누나 여기 있어 좀만 <laughs> 기다려 상해 보고 있었어?